다 발랐어? 아빠 닫아줄까? 음. 아 아직 덜 발랐어. 어, 어, 자. 이거 다 쓴 거야, 라야. 어, 어, 어 자. 어, 삐지지 마. 어, 자. 응, 응, 아, 열어, 열어. 아, 죽게죽게죽게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자. 자, 응. 자. 아유, 소중한 로션. 아이고, 아이고. 응, 아빠도 발라. 아, 아빠 발라, 발라. 응, 나도 발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직 다 발랐어요? 음, 다말랐어 아, 안 나오지. 다 썼어라. 아이고, 아이고, 알뜰하게 쓰네, 우리 다. 음, 아빠도 좀 주세요. 빠져빠 주세요. 아, 리목 어. 어, 감사합니다. 아, 자, 자, 자, 자, 더 짜줄게. 손, 나 손 주세요. 야, 어. 주세요. 아이, 아이, 아이. 삐졌어? 음, 발에도 마르고 주세요. 주세요. 응? 음. 주세요.